가정용품 가정용품 의자 의자 탁자 탁자 depends on the way it is used. It can be called as 식탁 식탁 책상 책상 소파 소파 쿠션 쿠션 책장 책장 책, 책 선반 선반 꽃병 꽃병 달력 달력 시계 시계 액자 액자 사진 사진 그림 그림 사발 사발 접시 접시 They both also can be called as 그릇 그릇 숟가락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Together you call them 수저 수저 포크 포크 도마 도마 칼칼 주전자 주전자 컵 침대 침대 베개 베개 이불 이불 옷장 옷장 옷걸이 옷걸이 거울 거울 샴푸 샴푸 비누 비누 수건 수건 치약 치약 칫솔 칫솔 주방용 세제 주방용 세제 수세미 수세미 고무장갑 고무장갑 세탁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빨래 바구니 빨래 바구니 샤워기 샤워기 수도꼭지 수도꼭지 분무기 분무기 변기 변기 휴지 휴지 뚜러뻥 뚜러뻥 빗자루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받기 쓰레기통 쓰레기통 우산 우산 자물쇠 자물쇠 열쇠 열쇠